좋아요와 구독 아! 어기로 어그로 잡고 발톱을 치면 노래를 아! 질 뻔했잖아 61번 어 양룡이 화났어 갑자기 나보더니 아 양룡아 한 번 봐줘 몇 번인데 너 아허 아 미쳤나 너 이씨 길로 오면 쏜다 오지 아, 마라 오늘 오지 말라고 했지 내 거다 41번 없어요 양준이 내 거지롱 너이 새끼 어? 내가 오지 말라 그랬지? 어, 저 뒤에 한명 있다 아싸 24번 어저 뒤에 한명 온다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. 귀여웠어 귀여츠. 아, 와 미쳤다. 와저 담벼락. 담벼락이 한 명. 개빡쳐 진짜 너무 하나 단뿌덕이 있지 않았어? 조심해 한 명 내렸어 봤다 방금 봤어? 셋넷 다섯 죽어라 아, 어떡할 건데 아, 왜 왔어? <laughs> 아 이거 어떡하려고 아니 이게 아닌데? <laughs> 너 이 자식 거기 덜, 덜기만 해 <laughs> 엄떡할 건데? 그 던질라고? 이 자식! <laughs> 이 자식! 아이고 일로 왔어! 공대 <laughs> 감지 마. 아, 총알 개 많다. 바보야 까불지 마. 아 양념 미친놈이야. 두번 두른 잔이다. 아 진짜 스트레스. 아 뭐 여기 여기 안날 수가 없어. 아!